오케이 준비는 다 됐어 완벽해진 나의 fit yeah 무거운 짐은 난 구석에 k e 저 새들처럼 내 마음도 free yeah 멈출 생각 없는 설렘은 날뒤 girl give me your high five 너도 알고 있잖아 uh. 우리만의 세상인 듯 type five 어려울 거 없잖아 uh. 까다로운 하루에도 so so 얼어붙은 말들도 내게 so so alright 기분에 맞춰 give me your high five 지금 빛나고 있어 uh. 어디로 가는지 yeah 몰라도 뻔한 답은 몰래 kick kick 어울리는 색깔 give me your high five